어 있어요? 몇 반도 있나요? 진짜 크게 간다. 계란에 컴퓨터 쓰는 거죠. 아, 뭐 어차피 우린 아이. 그래. 계란에 컴퓨터 쓰. 아, 아니 형, 은 이겨야 돼. 저희 그때 형한테 잖아요 <laughs> 오케이, 유승호를 이겨라. <laughs> 형이 기다림을 해드리지 내가 더 좋은 아 이거 지금 아, 자 여기 선이야 와, 아, 저기 딱 선까지 갔어. 저기 딱 선. 거기 딱 아, 선. 아, 아, 조심, 조심. 여기. 양말 벗어야 돼. 근데 양말 벗으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야? 여기 저기 제 근데 잘할 때 여기 또 조심해. 그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한다니까. 그 그 아 진짜로? 이렇게 발가락 여기 저기? 어. 와 이거 어떻게 뛰이뛰딱 여기서. 아빠 아빠 어? 저기 여기 딱 이상. 와.